경수가 잡혔어요 경수야 드디어 잡혔구나 열시가 이거 지우러고 이거 어떡해 새끼지는 새끼지 큐트한 새끼지 어우씨 봐봐 아우 모가지 제대로 제대로 배 꺾어버렸네 어 모가지가 제대로 들어갔어 아우 아우 징그러워 하나 있으면은 소름 돋을 이야기 경수 心里想，多难。